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<laughs>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요거는 안성탕면이고요 요거는 선화동 대전 선화동의 실비김치입니다 요게 원조라면서요 <laughs> 사실 오늘 금산 쪽에 어, 일이 있어서 갔다가 대전이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들려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신랑이 요거 원조 실비김치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저도 먹고 싶고 해서 사왔습니다 음, 사실은 이거 영상용으로 사온 건 아니고 그냥 저희 먹으려고 사온 건데 인스타에 올리니까 이제 몇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어, 예정에 없던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. 음. 자 우선 긴줄 돌까요? 이게 뭔줄이에요전 장갑 쓸게요. 고춧가루가 <gasps> 되게 많이 묻어있네요. 넣을까요? 입에 좀만 덜 묻었으면 좋겠는데 아, 니 찢어 먹자 이야 침 나와 엄청 감칠만 있는데요? 음 맛있다 라면은 약간 뜨겁네요 안성탕면 음, 맛있다 라면은 안성탕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 다 맛있지만 어? 김치를 차 얹어서 차 얹어서 음 저번에 샀던 실비김치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는데 요거는 젓갈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좀 더 대중적인 느낌 음? 김치가 칼칼하다 그래야 되나? 맛있어요 음.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이렇게 국물에 좀 풀리게 하고 딱 잡아서 맛있어요. 음. 김치 넣어서 끓여도 맛있겠다. 제 스타일인데요. 칼칼한 김치. 제가 성주불냉면으로 이제 매운 김치 먹고 싶어서 김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먹잖아요. 근 그거랑은 또 다른 묵직한 칼칼함? 음, 그런 게 있어요. 둘 다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 음. 저번에 먹었던 실비김치랑 아, 매운 김치랑 요 선화동 실비김치 맵기는 전두개 똑같은 것 같아요 음, 둘 다 맛있고 맛있게 매콤해요 음. 근데 딴데 끓여서 옮겨 담은 거라 뜨겁지 않아요 그릇은 음 안성탕면 맛있다 이렇게 할까? <laughs> 여기 이야, 사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음. 맛있다 양념을 국물에 좀 섞어서 칼칼한 라면 음 너무 맛있다 잘 먹었어요 캡사이신 맛은 전혀 안 나고요 약간 어, 칼칼한 우리나라 청양고추의 매콤함 음. 정말 맛있었습니다. 뭐 찌개나 다른 요리 하면은 음, 그것보다는 이렇게 라면에 먹거나 국밥에 먹거나 어,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김치인 것 같네요. 네. 음, 이게 버밀도 메떡? 그 정도? 그 정도? 맛있게 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약간 이런 거 말할 때 재수없죠. <laughs> 근데 요거는 다 개인 차니까 매운 거는. 음,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. 저번에 실비김치, 이번에 실비김치 다 맛있었어요. 음, 둘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 가볼게요. 안녕, 오즈 사랑해요.